이게 누구야? 루아나 루아나 루아나 루아나 루아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루아니 어, 어, 이거 뭐야 루아니 루아니 루아니 루아니 그러시나 와 언니 안녕 사랑해 어때 러면 어 좋아하네 난 어, 어때 네, 네, 네. 아, 네 좋아 착하게 만져 혜미 안녕 빵 잠깐만 no, 계속 치고 있었어 그래. 아니 아니. 거기서. 아니야 아니야. 로안이. 로안이 난리 났어. 로안아. 마사지게. 마사지게. 예쁘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뭔 일이야 이게 다. 안녕. <laughs>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아 아. 형우 안녕 오랜만 잘 지냈어?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사랑해 친구보다는 카메라 응. 음. 어저 브레이크 댄스 아이고 해봐 맞아 아니 좋아? 아니 고마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둘이 이거 뭐야 가만 먹으려고 온거 아니고 아유 못 보는 광경이고 뭐 약간 아, 못 느끼는 약간 이 감정이랄까 너무 예뻐 예쁘지 어떻게 예뻐 어 여기 빵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보는 지 진짜 걷겠다 어, 그냥 어, 그겠다 어? 아니 <laughs> 몇분 난리 났어 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빵 어유 어오 역시 <laughs> 시연이 어? 장난 아니야 안녕 안녕 <laughs> 도망만 가 <laughs> 얘네 맨날 자꾸만 있어 어? 야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보여 우리 자 여기 앉아 야 흥이 앉아 흥이 앉아 문우야 아, 팽이일로와팽이여기와팽이여기있어가만히있어잠깐만앉아성우야앉아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기다려앉아와나이스나이스좋아좋아좋아팽이야일로와봐팽이아니그지도않네내거내거래 너아니 머리 까맣나? 나? 이건 누구야? 이건 누구야? 진짜 예쁘다 그나 카메라 덤비고 앉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누나까지 어? 어 뭐야? 만남이야? 보고 싶어. 어, 손 잡았어. 그래. 둘잘 놀고 고 음, 아, 네. 뭐좀 먹어. 육파랑 둘이 뭐안 어, 먹었지? 이기 이기 이기. 이거 아, 근데 얘가 막 뭐?